병. 와, 떡이 너무 커. 진짜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야, 이거. Brand new, brand new, brand new, brand new. 얼 설마, 설마. 설마. 100? 본인 앞에 있으실 거예요. 위에 있는데요. 위에 있는데 설마. 아 우와. 아스노이야첫 번째 누구야? 에이. 일단 벌칙이 뭔지가 진짜 너무 궁금해요. 지금 다들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너무 궁금해요. Brand new, brand new, brand new, brand new. 시작. 화이팅. 야채만 썰어. 마늘. 마, 마늘. 고? 추장이 지금 1인분도 안 들어갔어. 코너 라면 스프 그냥 라면 스프 그거 뭔데? 저거 저거 뭔데? 저거 지금 라면 이제부터 맛보는 거안돼 저분한테 전달해 주시면 돼 야! 야! 뭐야? 뭐야? 들려 들려 깜짝 놀랐네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다고요? 재료를 근데 하나도 안 써. 야채 그치? 그냥 막 썰어 막 썰어 일단 넣지 마 일단 넣지 마! 야 파는 나중에 넣는 거야 파! 나중에 잘해 브랜뉴 브랜뉴 브랜뉴 자 다양 아, 자, 이상한 떡일 것 같은데 야채하게 들고 있어 와 장난 이거 어떻게 넣어? 와 어떻게? 이거 배구 배구 자고 싶다. 베개를 <laughs> 써도 되나요? 오. 오. 내가 볼 때 이거. 뭐해 뭐해 된다 뭐 망했다 맛있어. 맛있어요? 어 맛있대. 어 근데 진짜 양념 맛있어요. 계란찜 안. 어, 그거 써도 될것 같아. 버섯은 마, 지막에 너야 어. 아 그렇지 미리 미리 준비해 놓은 거야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잘라야 짜 brand new brand new brand new 독특한 게 그치 그치 근데 어차피 끓이면 너무 한 넣어볼까요? 담내 한 잡아볼게 너무야? 안돼 안돼 안돼 아니야 어차피 안돼 어차피 끓이면 알코올 날아가요 맨, 맨 앞에 오른쪽 나도 끓였어 에휴 근데 이거 진짜 비주얼은 재밌다 아 형이가 나오네 자 어떤가요? 너무 맛있는데요? 너무 맛있는데 너무 언제 끝나요? 사뭘 사야 끝났어 아, 그래요? brand new b 화이팅! 럼을 잘 마셨으니까 연남도 골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면 라면. 영을 왜 넣었어요? 조용하세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불 나갔어요. 감 보고 싶다. 과연 어떤 맛일지 어떤 말이 나올지 취했어요 요즘 지금. 아 어디서 본건 많아요. 난 10개 들어가요. 10개? brand new, brand new, brand new. 안 나요. 괜찮죠? 근데 너무 달아. 어? 너무 달아. 아까 아, 우리 물엿 저거 이너었잖요와 떡이 너무 커. 이게 뭐지? 아 미원 미원 미원. 너무 아, 시끄러워요. 혼자 북치고 장구 치면 돼요? 아니 근데 분명히 아까 너무 달다 그랬는데 지금 <laughs> 앞뒤가 안 맞는 중이에요 3, 2, 1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맞습니다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맵지? 누가 뭘 많이 넣나? Brand new, brand new, brand new, brand new. 느낌상 느낌상 1호 폰트? 범키 형? 유튜버분이 오실 것 같아요. 굉장히 아. 유명한 유튜버가 와요. 그 가서 한번 주세요. 뭐야 이거. 아 이럴 줄 알았어. 뭐야. 아니 답 없네 이 프로그램. 아, 답이 없어. 그, 그 형평성이 좀 아, 그러니까. 습관적이잖아요. 아, 저 먹방 유튜버거든요. 먹방. 빨리 드세요 일단.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맛 없다면 이거는 거짓말이야. 그 어묵이랑 저 뭐야 버섯도 좀 드시고 파도 드시고. 에이 진짜. 아이 사람 담배 피네. <laughs> 일단은 환경상, A상 초면인데 빵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,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70점? 첫 번째 청결! 저 손 씻었어요 아까 감독님 혹시 저기 도마 좀, 찍어주시겠어요? 그래서 저는 청결 3점 맛 40점 만점에 우유 35점 40점 만점 40점. 만점이지. 2 예. 무슨 거대함을 기대하신 거야? 말도 안되 프로그램이야 이거. 자 완성도 10점 만점에 칸토 벌칙이네요. 그래서 이거 내년 칸토 씨가 벌칙 받고. 나이스. 벌칙자가 직접 걸어서 기부하는 거. 알바. 어 좋다. 어 좋은 일 하시네요. 아니 이게 우리가 떡볶이 만든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요. 진짜 돈을 벌어야지. 10만이 그러니까. 나오면 거 10만 원. 아니 지금 할 것도 없는데 그냥 해요. <laughs>